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드맨입니다 오늘 메뉴가 한 박스 띠꾸한 어, 초콜릿들 준비했어요 마실 거는 허쉬랑 어, 발라서 먹는 거 누텔라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밀라라하마라임 난리 난데 주위에 있는 집에서 하는지 아니면 이쪽에서 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아 지금 위에 위층에서 이사 가시는가 봐요 그래서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위에 집 분들이 청소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이해 예 부탁드리고 이 남는 거는 가족들이랑 나눠서 먹을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